깔끔할 수 있어요. 집중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. 네. 잠깐만 봐. 음, 음, 아이고 아파. 아팠어. 음. 괜찮아 괜찮아. 오늘 내일은 좀 푹 쉬게 해셔야 돼요. 네. 정 접종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. 아. 바이러스를 너내 틴트 립스틱 으로 부러져 있어? 나안 했어. 누 우리 엄마가 했어. 할 사람이 너무 없는데 아, 잘못했어. 해야지. 여기가 이제 거기 여기 폰이 죽어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네 니네 폰 같이 보자 니네 언니 폰 잡아놔서 못 들어갔단 말이야 같이 보자 아 오케이 어머 뭐, 내가 게임 깔아도 되냐? 방귀 음,